빵. 이게 열려라 참깨라면인데? 아참기가 끝에 있네. 안녕하세요 김희 작가 저비 PD입니다 저번에 투표를 했는데 이분 별명도 좀 지어주세요 스태프 커리 김광훈 PD라고 <laughs> 투표를 하고 나서 쩝이라는 거를 가장 또 잘 어울린다고 사실 제가 엄청 쩝쩝대긴 해요 근데 다행히 본인이 굉장히 귀엽다고 만족해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데 투표하긴 했는데 <laughs> 대장 같아 대장 아. <laughs> 먼저 정답이고요 오늘 이것만 보셔도 이미 아실 것 같기는 하지만 오늘은 뭘 끓여 먹습니다 아. 여기에는 뭘 끓여 먹으면 제일 맛있을까요? 라면? 정답! <laughs> 오늘 저희가 먹은 걸 라면은 짠! 제가 참깨라면입니다 열라면과 참깨라면을 합쳤습니다 굉장히 요즘에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한번 먹어보고 추천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디테일하게 분석해볼게요 이 참깨라면의 이 특화된 이 글씨, 글씨체와 컬러, 음. 콜 컬러랑 음. 열라면 글씨잖아요 음. 열라면체 그치. 이게 합쳐진 음. 빵 섞여진 이렇게 섞이면은 다 되는 느낌이네요 근데 이름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열려라 참깨라면 아, 물은 500ml 넣으라고 해서 수많은 과학자분들이 만든 레시피이기 때문에 요걸 보고 하면 제일 맛있다고 해요 열라면하고 참깨라면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섞어 먹으면 또 어, 떨까 진짜 비슷할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실험해 보려고 이 두 개를 같이 사왔어요 의외로 참깨라면을 최애라면으로 뽑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어, 저도 참깨라면 좋아해요. 이게 열라면 건더기 우와. 생각보다 많이 끓네요. 이게 원래 물 끓는 거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왜 이렇게 물이 안 끓어? 아니네. 오, 나야. 끓이는 거는 저기 피디님 오면 같이 하는 건가요? 저 혼자 하면 안 될까요? 혼자 할까요? 아이 녹색이네 귀여워 물 끓어요 물 끓어요 진짜 건더기 소프 먼저 넣으래요 그몇 그램이에요? 거, 저기랑 비교하면은? 6g이고 이거는 5g 1g 줄 없네 면은 사각형이고요 이것도 보통 호불호 있죠 알죠? 자르는 거 좋아하세요? 맥히는데 오늘 기분은 어때요? 오늘은 그냥 지금 가는 거 맞아요 근데 매운 향이 확 나요. 뚜껑에 먹는 거. 어. 어. 아 저는 이거. 네, <laughs> 요게 좀 맛인데. <laughs> 음식 잘 보여요? 아. 이렇게 하면 열려요. 이렇 하면 됐어. 네. 자. 오늘의 주인공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음, 맵다. 기존 열라면에 비해선 안 매운 편. 아 그래요? 그래도 근데 그러니까 매콤함이 아직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빵! 빵! 빵! 굉장히 밍숭맹숭 느낌인 것 같아 오히려 둘 다 특징이 약간 무색해진 느낌이어서 저는 비율로 따지면 열라면 9, 참깨라면 2 정도 들어간 느낌이에요 참깨는 거의 없어 네 거의 없어요 열렬한 참깨 라면의 그 믹스된 맛을 예상하고 드신 분들은 조금 실망하실 것 같은 느낌? 아쉽네 요걸 먹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없었어요? 네 없었는데 아 이거 아시죠? 마지막에 이거 하는 거 기름 넣잖아요 열려라 참깨에는 그게 없다고 하네요 어 여기는 되게 참깨라면 향이 더 세다 이게 아마 마지막에 저 오일도 그렇고 아 계란도 조금 더 크고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이게 열려라 참깨라면인데? 아 그래요? 네 제가 원래 참깨라면 좀 좋아하는 편인데 소의 약간 고소한 향이나 인정. 그 계란 향이 여기엔 있는데 예, 최근에 나온 콜라보한 제품에서 그 향이 세지가 않아요 거의 없고 어, 못 느낄 정도로 네. 이게 되게 희한한 게 참깨라면의 향이 있는데 또 열라면의 매운맛이 있어요 그 코랑 입이 좀 따라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끓여 먹은 거는 그거에 대해서 좀 충족하지 못한 맛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완제품 열려라 참깨 라면과 네. 수제 handmade handmade <laughs> 어떤 게 더 맛있으셨어요? 오히려 그 특징은 계속 갖고 있어 그래서 네, 요게 더 저는 끌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열려라 참깨라면의 김점은 몇 점? 열려라 참깨라면 김점은 한상반 왜 한정방 주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맛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기대했던 바가 있으니까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좀 감점이 됐던 거지 작가님은? 우리가 열렬한 참깨라면이라고 하면 그 예상하는 그 기대하는 맛이 있잖아요 그 맛에는 이 수제품이 훨씬 더기대 충족시켜줬던 것 같고 이 열렬한 참깨 라면 완제품은 뭔가 매력을 조금씩 희생해서 콜라보한 느낌 있잖아요. 어, 양보의 아이콘 같은 다 어우러져 사는 김희 작가의 김점은 두구두구두구 한 장! 오. 왜냐면 이 한 장은 시도와 디자인 그다음에 네임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laughs> 다음에도 맛있는 걸로 갖고 올게요. 안녕. 빠잉. 쿠키로 만나요. 아, 쿠키로 만나요래. 쿠키로 만나는 뭐야? 쿠키. 빵. 얼굴이 거의 안 나갈 것 같은데? 아, 참깨가 끝에 있네.